없으니까 뭐. 저, 저기 네. 이러고 있네 아, 좋습니다 네네 야 빨리 나오세요 네, 다, 다른 분들 한숨 쉬지 마 한숨 쉬어 돼요? 왜 지치게 만드니 태영아 지쳐요? 어? 지쳐 태영이 오늘 옷 스타일이 살짝 아, 네. 아 저는 그분 리정혁 동무 같다 네, 알겠 세븐 한번 보여주세요 나왔어요? 네. 다리 덕대고. 어. 보자. 생각마다. 형이 또 제대로 할 것인데 끝까지 해가지고. 아, 아니요 이 형은 진짜 와또 소리 뽀 빠스 이런. <laughs> 맞아 비보이를 하긴. 멋있긴 하겠다 야 저렇게 하면 다리 짧게. 해주신다. 예 생긴 게죠. 정씨 혹시 나이키 했어요? 사실 그냥 그 포토를 다. 아, 네. 주 베이직한 포즈로 하나 하시고요. 갑자기 세븐 손으로 하나 둘셋 각각 세분으로 네. 네. 아,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